그것이 알고 싶다. 이화 뿌리를 찾아서 이 부리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리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흔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브리스트롬의 그 부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7년 파리 오토살롱에서 그 부리의 역사가 처음 시작됩니다. 1988년 DRG800S라는 모델이 파리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였습니다. 배기량 800cc, 4500rpm에서 최고 출력 67마력, 건조 중량 155kg.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료 탱크 용량이 무려 64리터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사막에서 개최되는 랠리인 만큼 중간에 연료 보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탑재하고 주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많은 뜨거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계적인 부품에 신뢰도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1990년부터 99년까지 DR800S라는 e 모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배기량 779cc, 7000rpm에서 52.5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을 가졌으며 공차 중량은 185kg, 연료 탑재 가능한 양은 29리터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편이지만 DRG800에 비하면 적죠. 최대 속도 167km 단기통으로 치고는 엄청난 배기량 덕분에 심각한 진동이 발생하는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엔진의 진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엄청난 진동을 상쇄하기 위해 두 개의 counter balance shaft를 채용한 점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라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반대 위상에서 상쇄하기 위해 크랭크 회전과 같이 회전하는 샤프트입니다. 무게추를 두어서 진동이 발생한 핸드폰을 뜯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동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진동 모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요. 차고가 높아 험지 주행이 가능하고 비포장도로의 주행이 적합합니다. 이 바이크 사진을 보시면 상징적인 부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리가 여기에서 나온 부리가 맞습니다. 이 녀석의 디자인이 어딘가 닮아 보이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신가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DR BIG의 디자인과 오리지널 카타나의 디자인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당시 스즈키 디자인은 한스 무트라는 독일 출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맡고 있었을 텐데요. 한스무트라는 독일 출신 디자이너가 스즈키의 디자인을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스 무트라는 아저씨는 카타나를 디자인했던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 DR800이나 DR750이 이 사람이 디자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많이 받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V-Strom도 카타나와 라이트가 거의 비슷하죠 형상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닌 시대의 흐름 패밀리로 오마주, 승계하는, 후속, 후손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스즈키에서는 이런 개념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때 당시 디자인을 총괄하던 한스 무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행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 카페레이서라는 이름으로 카페레이서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복고를 재조명하면서 과거에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도 스즈키의 많은 행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식종사 7년차 전문가 빠삐용이었습니다.